Do you want me? 다 먹었지? 먹고 왔어 안되는 가족끼리 와도 어 와인하고 어다 있어 커피는 저거 포... 영향 먹으면 되고 반도 어디 이거 나폴리고 이거 먹어봐 아, 나폴리 이거 이게 이게 양신용 향신료 먹어봐 이거 들어줘 먹어 빨리 먹어 한국 맛이 나는 거 한국 맛이